<laughs> 재밌다니까 이거 헬렌TV 화이팅! 아 오늘 가평 연인산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음맛있나 따줘 어우 영양 보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, B, C, D, E, F, G, H, I, J 실패 오 어, 어, 실패 어. 아 오늘 너무 계곡이랑 같이 자전거랑 어울리니까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네, 좋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물도 담그고 오래간만에 세차도 했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별내MTV 반지합니다 네, 오늘 별내MTV MT 왔습니다 아 여기서는 연인산 경방폭포 어, 저 줄기에 따라서 이 계곡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 더운 날씨에 어, 계곡의 세계로 빠져 보시죠 오죠 오죠 오죠 오죠 어, 시발이었는데. 와. 야, 기가 막다 우와. 힐링 라이딩. 힐링 라이딩. 최고입니다 힐라 오십시오 아 형님 네. 근데 파이팅 차 치워줘야겠네 오. 올라차가 오오오아 현재 와 네.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. 형 뒤에 또 있어요 누구? 힘들어요. 네. 오랜만에 하기 힘들. <laughs> 겨울에 타고. 야 기가 막히네. 와 기가 막힙니다. 벌써 물만 봐도 설레입니다. 아,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해요. 그럼 몇분 같은 거섞이는 더 올라가 헬렌 팀이 파이팅! 대박 아 형님 뒤에서 살짝 밀어버려 <laughs> 요 앞에가 제일 깊어요 요 앞에가 오 어, 정말 어렇지정자 그 우리 계곡에 왔는데요 수중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중샷 기대해 주시죠 짝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! 어, 시원합니다 최고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물창제비 어 물개 그 저기 아줌마들 보러 수영장 많이 네, 다니셨다는 거죠? 어, 네, 어, 네. 아, 역시 이게 장막 같... 발음 조심하세요. 단막걸리 어우, 혹시 잣, 잣 같은데? 아, 잣 아, 같은데? 네, 잣 같은데? 잣이가 잣잣 아. 아, 같은데? 진짜 잣 같네. 박지 선수 자손 들고 한 손 들고 형 아, 오로로로로로로로! 全 <laughs> いかよ。 <laughs> 그대로 손 놓고 오 자, 뻔뻔한 라이딩이 아닌 펌프한 라이딩이어서 좋았습니다. 아, 오, 오, 오, 이재현 멘트. 아, 이게 뽑기 했는데 평범한 곳은 가라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별난TV Right now <laughs> 목마르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. 네. 자, 구수한 숭입니다 다리 다 풀었어요. 어.